다음 회를 또 준비해야죠. 다음 회이걸로끝 끝이라고요? 이제 음, 가야지 에이, 뭐. 야 아니요. 저는 뭐그서 예. 저희가 쉬어가그 폰으로 퀴즈 한 다섯 가지 정도 준비했거든요. 퀴즈요? 네. 피요쉬 어. 아, 나 이런 퀴즈에 되게 어. 약한데. 그리고 우리 또 가물가물한 거 되게 많을 텐데. 그러니까. 이기시면은 상품을 준다. 상품 어떤? 왼쪽이 이거요? 헐크버스터? 이걸 준다고 상품으로 퀴즈 맞추면? 아니 잠깐만 우주에 갈 수도 있는데 왜 그걸 이걸 준다고? 이거를? 뭐야 이거 이거, 이거. 잠깐만 아니 잠깐만 이거 잠깐 말도 안돼 이거 말도 안돼 퀴즈 때문에? 아니, 아 잠깐만 아니 우리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구체 관절인형이나 아, 관리 우리, 잘하세요 우리 집에 갈 수도 있는데 왜 아니 이게 조커 옆에 들어 내 네, 조커 옆에? 근데 로봇캅 옆에 이게 우와 야 퀄리티 봐라 이렇게 어머 아 근데 나는 정말 퀴즈에 너무 어, 약한 앤데 아 이거 어떻게 어머 너무 멋있다 그게 어? 더 이상 못 구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아니 대포건 씨 너무 만지지 마세요 우리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뭐라고? 우리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아 그래? 아아 아. 아. 구, 구, 아, 구체관절 인형하고 같이 옆에 있기 싫다고? 우리 집에 아, 갈수 있어요. 서유리 씨 집은 좋은데 아, 우리 집에 갈 수 있다. 구체관절 인형 아 옆에서 그냥 박스대로 놓이는 게 싫다고? 아저씨. 아, 알았어, 알았어. 아저씨. <laughs> 예, 예, 예. 우리 집에 갈 거야. 근데 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필요하면 내가 그냥 양보할게. 왜또 <laughs> 아니, 아니, 한번 해봅시다. 재미로 그냥 한번 해봅시다. 예, 예 뭐. 다섯 명 먼저 맞추시면 됩니 정답 외치면 돼요? 정답! 정답! 음. 같이 외쳤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오케이! 오케이! 자, 원피스 등장이 다섯 명. 일단 고무고무의 고무고무 고무고무 고무고무 고무 루피 그 다음에 루피가 조로 그 다음에 쌍디 그 다음에 쌍디 상디 머리짱디 어, 발차기 상디 그 다음에 초파 가크자라토 그, 그 다음에 우소 예! 아하 제가 원피스를 다 보지 못했어요. 근데 쌍디, 쌍디, 우소, 어, 상디, 상디, 상디, 상디 발차기 리사 아니에요, 상디, 상디, 우소, 그다음에 조로, 아, 조로 이쁘다 물고. 어, 아 맞았다. 다음 이제 애니메이션 주제가 들려줄 건데 네. 제목을 맞추시면 됩니 애니메이션 주제가? 아, 잠깐만 이거 아나 잠깐만 좀 약한데 나. 정답! 정답! 내가 먼저 했어! 내가 먼저 했어! 어, 아, 그게 어딨어? 내가 먼저 했어! 어, 아, 그게 어딨어? 아기 공룡 둘리 요리 뻗고 아싸 저리 뻗고 요리 뻗고 저리 뭐라고? 아 좀만 더 기다려 너 이제 우리 집 간다 나는 애니메이션 주제가 해가지고 혹시 스쿨아이도 이런 거 나올까봐 어, 어. 어머 잘됐다 첫 번째 문제는 그 오버워치가 나오는 유행어 두 가지 정답! 정답! 내가 빨랐다 아니 어, 그게 어딨어 <laughs> 네소개하겠다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진다. 이것도 nerf해 보시지. 선행했습니다. 이것도 어, 너프해 보시지. 정답. 정답. 거기서 멈춰라. 네 이름이 뭐냐? 뭔 소리야? 안 해봤어요. 서유리씨 정답. 맞아요. 아, 이쪽은 또 PC 게임을 또 전문가니까. 52점, 52점. 아. 52점, 양민. 아, 그래,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정답! 뿌린다뿌리는니꾸니꾸니꾸니꾸니꾸니꾸니